Mary Toy 안녕 여러분 오늘은 도라에몽과 도라미를 그릴 거예요 자 시작해 볼까요 도라에몽 예, 여동생 도라미를 그릴 거예요. 색칠해 볼까요? 빨강 노랑 Handelssekt 도라에몽은 머리에 헬리콥터가 달려있어서 날아다닐 수가 있답니다. 핑크 완성 이 하트는 뭐지? 다 눌러봅시다